길이 멀다고 멈췄었던가 시련이 많다고 돌아섰던가 바라는 행복이 이 길에 있어 세대를 기우며한 길만 반대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사회주의는 우리의 신념 담을 뱉고 끝까지 가리라 사회주의 한길 굴할 줄 모르고 달려온 한길 기 길에 받쳐진 도티왔다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리 성필주인은 우리의 생명 성필주인은 우리의 신념 담을 믿고 끝까지 가리 우리는 영원히 사회주의와 사회의 운명을 함께 하리라